자 갑시다 이제 밀라노로 출발을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원스 도착했구나 라는 3시정도고한 온도는 한 28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잘 도망쳐 온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t 일부러 자연 체감을 아예 막아버린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본인이 안정을 찾아갈 때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 아니 다르지 색깔이 친구가 사줬습니다 먹자 こんなこ 먹겠습니다 Cheers Cheers Cheers 오 방금 또 끝났잖아 티가 비 와서 티가 때문에 빨리 가겠다 감사합니다 자막이 나오겠지를 몇 번 하는 거야? 저게 써먹고 안 먹는 것밖에 <laughs> 안 좋아. 안 먹는 것밖에 안 좋아. 나름 귀찮은데 귀찮지가 않네 어떻게 그래야 되지 귀찮아